함께해 정말 힐링 돼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 정신이 아찔아찔 몸에 여기요 클릭해요 들어와 다 있어요 불사시사 예 여기서 홍정 귀집 부산 들어와서 함께해 정말 아찔해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 정신이 아 마치 바다같이 넓은 내력이 지금 빠질 거야 날 봐요 들어와 빠져요 뒤집고 사